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 JJ입니다. 오늘은 팝 approach에 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팝과 가요, 재즈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 기법은 secondary dominant의 또 다른 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 이팝 approaching을 할 때는 그 해결하는 코드들이 B가 되든 dominant B7이 되든 B-7이 되든 G6가 되든 B major가 되든 B 트라이드 마, 마이너가 되든 해결은 어, 다 다양해도 그 전의 코드는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면 B를 해결하기 위해서 A샵을 3음으로 떨어지게 하는 트라이아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A샵이 3음인 트라이아드가 뭐예요? F샵이죠. 이게 오는데 이제 보이싱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3음이 같이 있으니까 보이싱을 이렇게 뭐 라인을 넣는다든지 다른 예, 특히 3음은 중복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지금 B로 왔죠? 이건 어떻게 왔어요? B 마이너로 왔죠? 마지막 연습을 하는 거죠. 우선 어, 트라이 들어오는 건 B 플랫으로 왔다. A 플랫으로 왔다. G 플랫으로 왔다. B로 한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라으로올 수 있어 예쁘게 되게 대입법적인 생각이죠 D로 아, 왔다 그러면 D로 오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예제를 통해서 음,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 네 마디의 코드인데요. C 한마디, F 한마디, G7 한마디, C 한마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코드로 되어 있죠. 이것을 팝 approach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지금 다음 코드가 가기 전에 그 두 박 전에는 늘 팝 approach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코드 초견 한번 볼게요. 팝업 프로치는 물론이고 다른 이제 기법들을 사용했는데 어, 꼭 팝업 프로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아이디어를 이제 통해서 접근해 본다면은 좀 풍성하고 어, 그리고 또 멜로디를 살릴 수 있는 보이싱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어, 초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